지금 네. 외관 보시면은 얘가 47년 됐거든요 네.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외관이 코스가 네.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가자 맛있게 꺼드려야지 정화, 괜찮은 것과 然后有那有点那个蒜的味道，应该会很特别。第一个是这个肉，嗯， 냄새가 지금 많은 냄새가 이게 맞아요. 냄새가 너무 되게 강해요. 맞아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. 되게 쫄깃해가지고 as I imagine. But I like to taste with the garlic. Mm. And it's like, it's kind of a little bit chewy outside, but the middle part is soft and juicy, so that's really good. 就是有那个蒜有蒜的味道，所以很特别。然后不知道为什么我感觉有点韭菜的味道，就是真的和一和一般的那个和鸡肉的话完全不一样的味道。我以为它会和鸡肉很相像，因为这么多鸟。 이거는 이제 이름이 꽁 메밀 칼국 이게 칼국수 만든 거예요? 직접 아, 아니면 직접 반죽하신 거예요? 직 네, 직접 반죽? 아, 음, 음, 음, 집에서 내일 하 아,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게 하고 네. 네. 잘 봤어요? 네, 그 직접 다 그 하는 거 기계로 한 거 아니고 아 손으로 손으로 아니죠?

꽝꽝꽝 그랑 갑자기 무이래서 그러잖아 꽝꽝거에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짠 저 이제 송화제 오늘 어떠셨어요? Today was a really interesting day. It was uh, amazing every single dish we tried in these different uh, restaurants. Uh, I think I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Jeju. Thanks for today and thanks for giving us this chance to like go native in Jeju. Like I have already been here for like more than three years, but it's my first time to taste these uh, just any of the, this restaurant today. So mm-hmm. it um, it was a really perfect experience for me. Thank you. <laughs>